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갖 잊어버리지 말기를. 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차이점은 딱 한 가지다. 아주 간단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가장 간단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우리 인생 살면서 몸이 사지가 다 정말 다 이렇게 다 마비가 돼 있지만도 볼 수만 있으면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 또 아 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보다도 자행이다 생각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있고 손가락 하나가 불구가 돼 있는데 항상 나는 왜좀 손가락 하나가 불구가 돼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 차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신의 저주다. 기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더 센 거 더 센 거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크게 폐가 망신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하고 만날 수 있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거 정말, 정말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뭘 소원을 이루려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거든. 언젠간 자기 업장이 파주는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자기가 진생 지은 업을 말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전생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다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가 없고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은 업 정업은 면할 수 없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주라고 말하기 전에 팔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은 업은 면할 수가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은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 업을 면하지 않고자 는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당하는 걸 갖다가 알고 당하는 거 아닌가? 알고 당 알고 당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바가 있고 가지지 못한 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바가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한 바가 있고 보지 못한 바를 보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지 못함이 없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